음. 확 세알 모양 Oh, this is 세알 아, 이건가? 아, 모치? 아니요, 없으니까 딴데갈것 같은데 Every time when I want to eat something, it's always sold out Come on, it's either sold out break time, the store is closed, they close forever, or I'm late. There's more. 어, 봐봐 이게. Look at this guys. 어땠어요? 눈구세요? 아니야 이거 아이유예요. 이번에 그 앨범에서 그 아이올 주는 아이올 앨범 주는 주스 안에 그거 앨범 안에 이거 사진 있어서 너무 예뻐서 케이스에 넣었어. It's so it's so cute, so I put it. Oh, look at this small alley. Looks so look at this. 이게 뭐야? 나 집에 하나 더 있어요. 나 배고파요. 이거 찍어도 될까요? 이걸 왜 찍어? 아 그냥 이렇게 찍고. 응, 응, 응, 이거 이거 저거요. 뭐? 이거 파카국수 응, 만들고 있어요. 어, 어, 어, 야. 지금은 저렇게 끓여서 아, 네. 이제 좀 이따가 진하게 농도 맞춰서 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면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사장님 혹시 카프 있어요? 뭐 어, 있어요? 어, 카프 물, 아, 먹고 싶어서 아 컵? 아네 컵. 컵? 어, 아, 카프 <laughs> 이거 카프 컵! <laughs> 아, 컵입니다 아 카프 자자자 이거 물 마셔 아, 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 주신 만큼만 따라 저거 네. 맛있는 물이야 네 근데 아가씨 이거 포장 먹어봤어요? 아 처음이에요 아유 잘났어 네. 김치 먹어요? 김치 좋아요. 음. 네. <laughs> 아니 아저씨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갖고 아, 네. 혹시 안 먹나 싶어서 아, 김치 안 매워요. 이거 안 매운 김치인가요? <laughs> 몰라. 몰라요. 한번 먹으면. 어, 안 맵다 그랬어. 네. 안 맵다 그랬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아, 네. 먹어보고 네. 입에 맞으면 더 달라 그래요? 네. 음. 음. 근데 김치가 맵지. 어디가 안 매운 김치가 어딨어? 근데 이거는 약간은 그닥 그렇게 많이 맵진 않다 그래 손님들이. 네. 아이그 참말로. 아이 참말로. 어. 아이. 음. 음. This is good kimchi. If I'm done with this, I can review, right? 더 먹어도 괜찮아요 음. 음. 어, 갔어요. 감사합니다. 음, 씨 김치 먹어요. <laughs> 맛있어요, 김치 진짜. 네. 와, 김치 또, 또, 또. 응, 응, 응. 먹고 더 먹어. 아이고, 또.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음. 안 매워? 안 매워요, 맛있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야? 저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 네. 아이고 그랬구나. 네. 여행 왔어요? 네여행 왔어요. 어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배짱 좋다. 야 혼자 돌아다니고. 나 혼자 여행 어, 좋아해. 좋아해. 아유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참네. 나선지 음식이 솔직히 근데 말을 잘하네. 음. 이거 음, 네 이거 <laughs> 먹어보고 네 먹어보고 어, 단 거 좋아하면 네 이거 설탕 넣으면 돼 네. 먹어보고 이거 지금 그냥 밥 맛이에요 팥! 어 그렇지 아, 네. 먹어보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덜어서 식혀서 먹으란 소리야 어, 어 여기 어, 어, 어, 이렇게 먹어보고 먼저 국물을 먼저 먹어 뜨거워 뜨거워 아, 저 뜨거워 잘 먹어요 잘 먹어 음. 그게 팥 맛이에요 응, 팥맛 어어 팥맛 응어 단거 어. 좋아하면 설탕 어네 어어 단거 나한번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덜어서 먹어보면 좋잖아 다 하면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아, 아 그, 이렇게. 그, 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주기 그 주는 거잖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완전. 야. 뭐, 어, 나뭐 좀. y o u r 아니 이거 쏠 쏠탕입니다. 쏠탕. dessert. Dessert de chorro. Mmm. Mmm. Things are so good. Mmm. 이게 진짜 맛있다. 음. 아, 킹치라지는 너무 맛있어. 안에 김치랑 같이 좀 맛있어. 여기다 김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다행이네.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더맛있어 응. 원래 원래 원래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아 근데 아가씨도 여행오려고 한국어 배웠어? 아, 네, 여행도 한국어 <laughs> 배웠어요. 잘났어. 근데 어떻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 저는 응. 2년 전에 여기 있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more soup. More soup than less soup. Now, now how evil it will get. two spoon. And soup. Oh my god, what is this? 会的哦。